괜찮아? 불닭소스 넣으니까? 몰라 좀더 먹고 다시 먹어 음. 그렇게 코딱지만큼 먹어 아침밥인데 뭐 이게 볼이야 그냥 전화. 제일 안 좋구만. 어떻게 만드는데? 블루걸 올려요. 그랬어? 저잘 보냈 그 좋아. 단선 이런 게 훨씬 좋아. I was very tired this morning. So was I. I can go to the party. Neither can I.